Mm. Oh my 우리 중지 목욕하자. 야, 아다 졌잖아, 너 이러면. 물에 담그니까 좋아하는구나. 아, 공기 시원하게. 아이고, 시원해. 공기 좋다. 이제 앉아봐 이제 앉아볼까? 응? 의자 부럽지? 코만 커 많고 이게 많고 많한응 아빠한테 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이고 착해 아 내일 받는 애 같다 발 관리하는 중이야? 음. 둥지가발 쪽이 예민해서 그래 어? 엄마 둘이 보여? 너무 귀엽지? 그 채민식 나온 영화 뭐였지? 올드보이? 어. 올드보이의 채민식 같지 않아? 에지는? 아, 아빠 에지 머리 눈 더, 더 초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근데 말은 에지가 더안 들어 목할때 뭐 보여 중지가 훨씬 더 이뻐 목할 뭐 때만 음 Oh my god! <laughs> Oh. 애지야, 너내 목욕!